뒤쫓아 I can't believe that 그자들은 어느 색깔이 대폭 날 가려네 변없는 모양으로 난인 채고 저번에 끝에 수되지 않은 색 I need a bag, bag 저 새끼 시체 담을 가방이 필요해 이미 약봉된 투명해 약효된 confess 한 번 더, 두 번 더, 세 번 더 할 수 있어 멍청이 당하다만